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Birthday 라이브로 오프닝을 장식을 해봤는데요 이번은 특별히 저의 22번째 <laughs> 벌써 22번째 생일 기념 콘텐츠 랜선 생일 파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요 소뭉치 여러분 모두 모두 저희 랜선 생일 파티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미션! 본인에게 자기의 담긴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안녕 소미야. 오늘 좀 이쁘더구나. 어, 뭐 평상시에도 나쁘지 않지만 오늘은 더 빛이 나는구나. 벌써 22번째 생일이 왔다니 2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정말 끔찍하구나 1년 <laughs> 이 컴백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 너가 우리 뭉치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음,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도 우리 좀 잘 해보자 소미야 그리고 너 계속 이쁘고 귀엽고 어, 깜찍하게 혼자 멋들어지게 다 잘 해내길 바래 그래 안녕 이렇게 생일 축하 편지를 스스로에게 써본 건 처음인데요 너무 <laughs> 씁쓸하고 좀 그러네요 역시 편지는 뭉치들이 써주는 편지가 최고 제가 듣기로는 뭉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제 포토카드랑 이렇게 음식을 두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예절샷이라고 한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생일 케이크와 함께 예절샷을 한번 <laughs>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뭉치들 여러 명에서 같이 밥 먹으면 다 같이 이렇게 단체샷을 찍겠네요 아그치진기 귀엽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페셜 코카로 <laughs> 음식이랑 같이 찍었는데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이크 커팅도 하고 한 입을 제가 먹어볼까 합니다 보통 저희 회사분들께서 이렇게 맛있는 이쁜 케이크를 준비를 해주시면 이게 이쁜 거에 비중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맛이 못 따라올 때가 많았거든요 <laughs> 그렇지만 오늘은 약간 진짜 그렇죠. 어? 초코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초콜릿을 싫어하는데 케이크는 먹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늘 이쁜 케이크를 주셔서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어, 저는 요즘 피규어 언박싱을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뭉치대 앞에서 피규어 언박싱을 약간 선물 열듯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열어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이렇게 내 포카로 제발 내가 원하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아, 진짜 떨려. 그러니까요. <laughs> 제발 같은 것만 안 나오면 돼요. 같은 것만. 아! 제가 원하는 거 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너에게 날 걸어본다. 오, 오 어, 이거 갖고 싶었어. 진짜 이거 아침부터 열고 싶었는데 꾹꾹꾹꾹 참았거든요. 나 이거 없는데. 너무 귀엽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그 박스도 좀 모으시던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굉장히 리얼한 <laughs> 어, 언박싱이죠? 아. <laughs> 음, 가, 피규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뭉치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주접문과 삼행시를 보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어떤 걸 보내주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당첨자도 뽑아볼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주전문 먼저 읽어볼게요. 닉네임 솜랑해 솜아 나는 유럽 사람이야 이유를 러브하는 사람 2022년 22살이 된 전소민 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처음 뉴스를 통해 방송에 나오고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파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올해는 소미가 뭉치들한테 에너지 빵빵하게 받아갔으면 좋겠다. 여태 그래왔겠지만 올해는 특히 더 항상 응원할게. 손비 아, 아 손바 <laughs> I AM 소미에서 타먹는 음료 먹어봤는데 짱맛! 헉, 그 몬스터 드링크 마셔봤나 보다. 저의 저의 비타민 음료들 그거 진짜 짱입니다 근데 와 이건 진짜 간결한데 좀 빡치네요 아 빡... 아 <laughs> 이게 무게가 있게 저를 타격하네요 진짜 길어요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전문인지자 닉네임 소미암 그거 알아요? 바다가 보이면 오션무 <laughs> 벌써 글거려 그거 알아요?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 도시가 보이면 시티뷰, 소미 언니가 보이면 oh my god 알러뷰 소미 언니를 음계로 표현하자면 레입니다. 왜냐하면 매력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laughs> 요즘 I AM 소미 다시 정주행하고 있는데 언니가 귀여울 때마다 벽을 쳤더니 벽이 부서져서 옆집 사람이랑 같이 I AM 소미 보고 있어요. 근데 요새 언니 무대를 자주 못 보니까 제 마음이 100%에서 10%가 된 것 같아요. 보고 싶어. 자, 이분께는 일단 다른 분들 뭐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분은 한 선물 들어갑니다 일단 하나가 아니라 한 여섯 개를 <laughs>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다 한 센텐스로 넣었다는 건 정말 도른자다 <laughs> 밑에 편지도 있는데요 22번째 생일 축하해요. 요새 방학하면서 언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언니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덕질을 하면서 많이 행복했고 공부 후에 언니 영상 보면서 자주 힐링했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응원할게요. 정말 사랑하고 언니에게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길. 내가 언니라니 나 22살인데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너 내가 너 선물 줄걸 닉네임 최강 여신 소미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미 누나는 마치 베를린 같아 내 마음에 치명적인 독일 수도 22번째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다. 생일 때만 되면 3년 전에 팬미팅 했던 그때가 늘 떠올라. 누나를 처음 봤을 때여서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지.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쉬워. 항상 멀리서 뭉치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예쁘고 멋지게 올해도 달려보자 뿅. 항상 예쁜 모습 많이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XOXO. 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내가 또 누나라니 22살인데 고맙고요. 저도 뭉치 여러분들 빨리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2년째, 이제 3년 차인가요? 이렇게 혼자 늘 쓸쓸하게 생일을 보내는 게 나 진짜 너무 슬퍼요. 왜냐면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부터 제 생일을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하는 아주 생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인데 아 이렇게 사람이랑 못 보내니까 너무너무 아쉬워요 닉네임 솜랑둥 소미는 계란 살 때 하나가 자꾸 사라지지 않아? 소미에게는 한계란이 없으니까 와 이분 진짜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컨셉이면 컨셉 이 모든 것에 한계란 없는 소미야 생일 축하해 와우 일단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아 닉네임 Z 이분은 주접문은 없지만 영어로 주접을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Hi Somi, just wanted to wish you the best birthday ever without without any dum-dums, but definitely filled with lots of XOXOs. Haha. Don't let me go too much longer with this birthday letter anymore, but I think that watermelon colors would be a good theme for your birthday celebration. What you waiting for? Enjoy your big day and hope you are entertained by this letter from out of my head. Wow! <gasps> 영어 주전문이 존재할 줄이야 하지만 아, 후보에 올라갑니다 정말 너무 잘 쓰셨다 Thank you, Z 닉네임 솜뚜뚜 소미야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숨이 안 쉬어져 소미야 진짜 너무 예뻐 어떡해? 이분은 그냥 주접인데? <laughs> 소미 보고 눈물 흘려서 대동강을 잃었어 울 말랑콩떡 못지 말티즈 소미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워 옥구슬 대구르르 옥수술 아 <laughs> 옥수술에 옥구슬 대구르르 굴러가는 소미 목소리 음색 온 세상을 정화시키고 마치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보다 밝, 맑아 소미는 러블리 힙합 재즈 발라드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자체 발광 후광 장면 눈부셔서 누가 우리 소미 제대로 쳐다보기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소미 앞으로 위험하게 밖에 있지만 누가 보석인 줄 알고 훔쳐가면 나 어떡해 솜뚜뚜님 정말 길고 솔직한 고백 편지 너무 감사해요 두 개 남았어요 닉네임 다음 주 뭉치 두 명이요? 버스기사 혼자 타시면서 왜 두 명이에요? 뭉치 제 마음속엔 전소민님이 항상 한계하거든요 버스기사 꽃은 돈 안 받아요 진짜 좀 신, 신개념의 중점문 마지막 소미뻐요 언니 혈액형 뭐야? 혹시 바비 인형?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닉네임 Z님 그리고 닉네임 솜랑둥님 그리고 닉네임 소미얌님 축하드립니다 네, 주전문을 읽어봤으니까요 이제 삼행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떨리네요 닉네임 손뭉치 전 전소미 너 되게 착한 줄 알았는데 안 착하구나 소 소리 없이 내 마음에 안착 미 미안 근데 사랑해 올해가 8년차이신 손뭉치래요 감사합니다 닉네임 리엔나소 전 전소미 If the sea is in charge of making waves 소 So what do you think I am in charge for? Me? Of course I'm in charge of thinking about Somi. 아, 진짜 영어로도 이게 다 되는구나. 다음! 닉네임 뭉쳐진 손뭉치 어. 전무후무한 내 인생의 사랑 어. 소중한 사람이랑 더 오래 같이 걸어가고 싶어 미련했던 나의 소미 너라는 사람으로 인해 완성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듯해 고마워 사랑한다 항상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사람과 맑은 관계 맺으며 지내길 바래 라고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언니다 언니 뭉치래요 닉네임 솜애기 전생에 피아니스트였나봐 나는 어. 소미만 보면 미칠 것 같으니까 이건 주전문에 가깝습니다. 일단 후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닉네임 전솜솜님 전솜이의 소문난 미모와 함께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는 너 그자체 생일을 너무 축하해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저 생일 카페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제가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가게 된다면 뭉치들을 언젠가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다음! 닉네임 연어솜 <laughs>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잘하는데 So 러블리하고 힙하기까지 한 아티스트는 누구다? 미! 미! 어, 뭐 간결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후보에. 닉네임 Javiormt 전 Chun Somi, the queen of K-pop and Gen Z icon, was born on March 9, 2001. 소, Somungchi's lives brighten up because of her existence. 미, Miss Somi, happy birthday and thank you for bringing happiness to us. Thank you for bringing happiness to us. love from Singapore. 이 영어로 하니까 되게 쉬운가 보다. 그쵸? 마지막! 닉네임 외쳐 갓소미 전국에 있는 사람들 주목! 소. 소중한 보물 전소미 자랑 좀 할게요 So c u t e lovely 키왕짱 아기 토끼 너넨 소미 언니 없지? 미. 미안하지만 소미 반쪽 아주 그냥 내 거야 아주 그냥 내 말투야 아주 그냥 저는 뽑았습니다 당첨자는 외척한 소민님 뭉쳐진 손뭉치님 손애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전문가 삼행시 보내주신 우리 손뭉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뽑은 당첨자 분들께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나 뭐 안 한 거 없나? 아휴.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이제 벌써 저의 생일 파티를 끝내야 한대요 <laughs> 저는 아직 여기 좀만 더 있고 싶은데 어, 어, 네 음, 그러면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잠시 캡처 포토 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아뜨트노 음, 이트 네, 캡처 타임 끝! 이렇게 소미의 랜선 생일 파티가 끝났습니다. 우리 뭉치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벌시대 라이브도 제가 준비하고 어땠나요? 네, 우리 소뭉치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아, 뭉치들이 좋았다고 하니 저는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예쁘게 잘 꾸며주시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재미없다고 skip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laughs> 혼나요. 저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신 손뭉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뭉치들 덕분에 올해 생일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Bye guys! Thank you for watching my birthday party event. And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today and see you guys soon, soon. <laughs> Bye!